네, 지금 부대찌개를 만들고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은 맛있는 부대찌개를 지금 만드는 법을 네, 그리고 물이 모자라는데 물이 모자랍니다. 그리고 일단 아, 생강 갖고 와 마늘이랑 네, 생강하고 마늘부터 가져와서 넣겠습니다. 네. 생강 마늘 이거 넣으려고 갖고 온 거지? 사진에. 네, 사진 넣으려고 갖고 왔습니다. 그 다음에 생강하고 나머지 생강하고 여기에 속에 있는 국도를 제거해 줍니다. 마늘도. 마늘도 몸에 좋습니다. 네. 마늘도 많이 넣으면 엄청 맛있습니다. 많이. 쓰니까 한 숟가락 한 숟가락만 넣겠어 일단 헹궈 네, 이거 헹구겠습니다 그리고 고춧고 빼주시 네, 네. 다시 이거 넣 하겠습니다 라면 넣으려면 물이 좀 모자라는 거 아닌가? 라면 빨리 넣어. 이거? 이거 나중에 넣어. 나중에 넣으면 이게 여기 지게 되니까. 그냥 이 손으로 닦아. 여기다가. 봉지로. 국물 맛있으니까 좀 더 넣어봐 우리 면이 잠기게 됐습니다 그 나중에 토크에서 먹으면 돼